이아기니요. 다시 한번. 이아기니요. 기가 진이야. 기가 진이만 해봐. 야 빼고. 기가 진이 해봐. 기가 진이. 그게. 기가 진이. 어 얘기했다 준아 기가 진이가 다시 해봐. 기가 진이야. 이가 지니 해야지. 이가 지니. 엄마가 해볼까? 이가 지니. 이가 지니. 이가 지니. 이가 지니. 이가 지니. 지금 대답하기 싫은가 봐, 준아.